생일 축하합니다 단조비 오메네토 Happy birthday to you 이게 생일 축하해요 와타시 어우 날벌레 <laughs> anyway. 음, 12월 14일 my birthday 私誕生日です so 저에게 생일 선물 주시고 싶은 분들은 네, 그냥 간단하게 생일 선물 주겠다 하신 분들은 음,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받을게요 저는 저한테 있어서 제 생일 선물은 그저 직장을 주는 것 뿐입니다. 샌드박스 들어가는 거 하고 아카펠라 되는 거 하고 성우가 되는 거 제가 이거 이거 세 가지 이게 어 방송에서 이게 말했을 거예요 몇 번이고 음? 만약에 어 성우가 뭐 어, 아카펠라가 못됐다 그러면은 크리에이터하고 성우 이 두 개 두 개만 주셔도 저는 뭐뭐 뭐 감사하죠 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뻐할 거예요 막 펄짝펄짝 이렇게 뛰어다닐 거예요 뭐 이렇게 기뻐하면서 <laughs> 뭐 꼭 그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왜 혼자서 생일 생일송을 부르냐 친구가 친 원래는 이런 거는 친구가 해줘야 되는데 아. 그리고 케이크 대신에 맘모스빵이라는 어, 어, 빵을 이렇게 사와 봤어요 편의점에서 아. 아무튼 저한테 이게 세 가지 중에서 한 뭐 두 가지의 직업을 줄 수 있다면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줄 수 있다면은 저에게는 참 고마운 일이 되겠습니다. 아, 뭘 말하려고 했는진 까먹었네요. 아무튼 제가 뭘 말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는데 음, 뭐 방송하면 뭐 생각이 나겠죠? 뭘 말하려고 했는지 아무튼 다시 말해서 문대지는 나쁘다는 거 친구들이 축하해줘야 될이 완구 이 시기에 문대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? 라는 거요. 그냥 예, TV 앞에 나와서 어? 시민들한테 사죄나 하고 있고 음. 저는 이게 저는 이거 이건 저는 저한테 있어서는 선물이 아니라고 봐요. 시민들 직접 시민들 앞에 발을 디뎌서 어, 마스크 벗고 어, 사죄를 하는 게 그게 저, 저하고 시민들한테 있어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당신들은 문대지하고 같은 한패라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. Do you understand what k i n 알아들으셨겠죠? 아니 내 생일인데 왜 자꾸 문대지 얘기가 나오냐? 아무튼 뭐 친구 어, 친구 때문 친구가 어? 내 생일 파티에 어? 아무도 안 와줘. 결국 솔로로 하는 마이 버스데이 私はあの誕生日ですからね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. 예.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러면은 저에게 있어서 작은 행복이 됩니다. See ya.